오모모모 어머머머 오늘은 제가 귀에 진주를 붙이고 왔고요 눈 밑에도 진주 그래서 오늘은 어, 정진주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나 스티커 너 매번 키스 키스 키스 딱딱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뭐, 지 러브 스킨스 뭐지? 오늘 벌진데. 어, 어, 잠시만. 너 왜? 뒤에 스케이트, 너, 너. 약간 이좀약 네, 여행, 보냈어 아 그래? 짜장면 안 먹었죠? 응, 안 먹었어 아, 아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런 거요 봉하춘이 먹고 싶어서 카이저 소제? 니는 마시무스 카이저 소제 소나도레스 마르타 니듬지야 스타르타 아 진짜 재미없어 재미가 진짜 없다 네? 이거 이러면 못 나가는 거예형 때문에